오, 이총 대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왔어? 어, 난 준비됐지. <laughs> 간다. 와사비야? 어 와사비 어, 어. 아. 어. 아. 오, 뭐르지? 오프닝. 아! 왜? 음. 음. 네,